되겠습니다. 안 되잖아. 어, 정, 정지가 안 돼. 정지시킬 수가 없어. 안 돼.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, 프리맨. 말도 안 돼!